요즘 그림 그리기 참 쉽죠잉! 안녕하세요! 일본 리뷰하는 뷰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제 컬러나 화장품을 내 맘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랩 컬러 팔레트입니다. 컬러 팔레트 활용법 첫 번째! 젤리를 할 때 나만의 컬러와 나만의 글리터를 만들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팔레트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비투가 유리 적어요. 그래서 제 컬러가 굳두 걱정은 노노! 컬러 팔레트 활용법 두 번째! 물감을 짜두면 그림 그릴 때 쉽게 꺼내어 쓱 랩 네, 컬러 팔레트 활용법 세 번째 메이크업 팔레트로도 손색이 없어요 아끼는 섀도우가 깨졌는데 고르기 아깝다면 깨진 섀도우와 알코올을 넣고 잘 섞은 다음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해주면 아끼던 섀도우도 되살아난다는 것 거기에 브러쉬 보관까지 가능해서 너무나 완벽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나만의 꿀조합 팔레트 완성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 지금까지 1분 리뷰의 퓨리였습니다 안녕